기대했던 것만큼의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Hoàng Thùy Linh의 신곡 Duyên Âm. Duyên Âm이 뭔 뜻이야? 새우? 여전히 고전적인 의상에 지금 유행하는 댄스 스타일 Hoàng Thùy Linh이 이런 걸 잘해요 고전과 새로움의 믹싱 아, 주 멋져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옛날 배경이 여전히 나오죠 그리고 코믹한 연기나 노래 스타일이 전곡인 데미 초막 내랑 많이 차이는 안 느껴지는데 그래도 뭐 이런 스타일을 쭉 밀고 가는 이유가 Hoàng Thùy Linh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은 거겠죠 음 나쁘진 않아요 가수는 자기 스타일을 확고하게 해두고 나가는 게 좋죠 근데 확실히 뮤직비디오를 보고 느낀 건이팝 전체적인 뮤직비디오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졌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자신만의 스타일을 못 찾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최근 곡들을 들어보면 이런 확고한 이팝의 스타일이 이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신나서 가사 뜻을 그 베트남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게 귀신 이야기라는데 내가 볼 땐 얘 호환토일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대충 어쨌든 뭐 베트남 노래들은 다 심오한 뜻이 있네 이런 건 정말 케이팝보다 나은 것 같아요 노래는 여전히 좋아요 뮤직비디오도 여전히 좋고 데미 총만네이랑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뭐 그래도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근데 진짜 후안트림 보다가 엄청난 친구들을 발견했어요 그 베트남 커버 댄스 팀 CAC 솔직히 호환토이린한테는 진짜 너무 미안한데 호환토이린보다 이 팀이 더 좋아 K-팝 안무도 하고 V팝 안무 커버도 하는데 아무래도 K-팝이 댄스곡이 많다 보니까 또 K-팝 위주로 많이 한, 하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진짜 데미초만의 댄스 커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안무할 때는 뭐 안무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짜 표정이 중요하거든요 이 노래를 얼마나 잘 전달을 하느냐는 진짜 기술도 중요하지만 몸짓도 중요하지만 표정이 반 정도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잘해 표정들이 너무 좋아 춤은 진짜 재밌어서 춰야 되거든 아무리 못 추더라도 자기 필만 있으면 정말 잘 추게 보이게 된단 말이야 진짜 춤이 즐거워서 추는 사람들 같아 아 여기 호황김 맞죠? 아 진짜 자주 갔는데 뭐 아직 베트남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다시 간다면 이 팀 꼭 만나고 싶다 나중에 이 팀만 따로 리뷰를 한번 할게요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리뷰를 더 이상 안 해도 될 만큼 호환투일인은 호환투일인이에요 어쨌든 너무 좋은 노래 호환투일인 그리고 너무 멋진 댄스팀 CAC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팬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 좋은 댄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리뷰를 기대해 주시고요 전 이만 tạm chết